Mink, mink, mink. be scared of it, Hope. You're seeing your own reflection. Oh my god. <laughs>

yeah. huh? 응? 어? 이걸 එයා වගේ නෑ. කීලිය. Ha ha ha! 你们，他包你。 il va casser la télé sous la On va donner la pâté 大郎，起来喝。